가고 아무것도 몰라도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아무 알고 개가 머리를 돌린 방향으로 주인의 발소리는 다가오고 손에는 길고 튼튼한 줄이 들려있네 개들을 명승지에 데려다주 그것이 너의 이름이다 너의 이름이 그것이다 내가 아는 내 이름은 세 글자다 còn nợ ngon miếng 나는 내 이름은 너도 안다 내가 어디서 사람을 죽여도 내가 어느 날 죽기를 바래도 너의 이름은 너를 알고 있다